안녕하세요 한주혁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새로운 컨텐츠인 한주 드리블 루틴입니다 이 컨텐츠는 매주 다른 드리블 루틴을 소개하고 같이 연습하는 영상입니다 모든 드리블은 30번 기준이며 세트는 시간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주 세트 보실까요? 오늘 드리블 리틴는 비교적 기본적인 드리블로 준비했습니다. 모두 연습하셔서 다음 주에 2주차 드리블 루틴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모두 화이팅!